돼 내가 먹어야 돼 좋아요와 구독 아! 핫파트 가자 그냥 핫파트가 제일 파밍 깔끔할걸? 아니 로저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 가까우니까. 진짜 여기 가볼래 여기? 창고? 아니 창고래 응 여기 가자 진짜 완전 완전 어, 편해 그래 한번 가보자 근데 저기 차 구해야 된다 우리 응차 여기 있을 것 같아 많이 아 없지? 아 놀래라 아 <laughs> 요즘 속도 아빠 느리다 요즘 나 태워줘 어, <laughs> 도와줄게. 빨리. 밀어버려 많은데? 위자드 있어 얘네 위자 있어 이거 이거 내려야겠다 안되 그래 새끼 잡으러 간다 이 새끼 잡아야 돼어 방패 쐈다 뭐해 내려 내려 아, 내려? 내려 내려 그거 탔어 탔어 언니 탔어 <laughs> 이 자식 위자드 뭐해 위자드 얘 잡으러 가자 컨테이너 안에 뭐야 이거 빨간데 들어갔다 이 안에 뭐지? 힐맨이 이 안에 있어 어 이거 이거 이거 하나 하혔다오 신나 뭐야 쟤는 왜 기절, 기절이야 아직 이거 게임 끝나도 기절을 죽여야지 끝나더라 우리 팀 다 죽고 기절되어 있어도 안 죽더라고 어, heal heal heal 일단 나 다 그냥 다 먹는 중. 언니 또 보라색 빼고 먹으라고 하면 또 내절아가지고 다 먹었니? <laughs> 다 먹고 보라색 어. 채팅창에서 버리라고 하면 또 버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. <laughs> 일단 먹고. 옴념념해 언니 우선. 다 먹고 나중에 필요 없으면 그때 이제 처리해버려. <laughs> 채팅창에서 나한테 생명이냐고 물어보는데. 생명? 물음표. 이거 걸본드가 태워야 될거 같아. 보다 느려. 야 이거 자기장보다 느린데? 우리 못 따라가는 거 아니야? 이제 우리 조가 다 죽는 거 아니야? 아, 개꿀이다 진짜 <laughs> 야 붕대 안 챙겨도 되겠다 이거 붕대는 놔줘야 돼 내가 먹어야 돼 오케이 좋아 좋아 밟아 저기 아, 보급 떨어지는데? 야 보급 가자 어, 가자 가자 가자 보급 개꿀 보급 술먹야돼 <laughs> 저건 사야 해저 노란색이야 어 먹는다 제 무적이다 잡아야 되는데 튀김 무적 우리 30분 동안 보자. 우리도 가서 부적 한번 받자. 어 우리도 받을 때. 우리도 받을 수 있네. 있잖아. 네, M 앨 M 쓰레기야. M 쓰레기야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핑맨 하나다. 핑맨 하나다. 이리 와 이리 와. 삥 맞았다 삥 맞았다. 늘었어 이 새끼 늘었어 늘었어 늘었어 늘었어 늘었어. 죽여 죽여. 어. 늘었어. 어, 아뭐안 풀린다 아직 안 풀렸어 아직 안 괜찮아 괜찮아. 이게 뭐야? 야 진화권 다섯 개인데? 아 얘네 여기 담배 나도 아, 나온다. 필요해. 담배 존나 집사고 그러네 저기 있다. 내발 앞에 여기 얘 어, 존나 많 뒤에 보급 떨어진다. 야얘 늘어서 얘 늘어서 늘어서. 개느려 개느려 새끼. 아 이것도 머리를 쳐야 되는구나. 뭐야 알고 있는데? 돌아실 수 이쪽으로 온다 이, 여기 어디냐면 여기쯤 4번 피 여기서 상영 나갔네 그 매트에 누구 거야? 누구 거야? 우리 오른쪽에 한명 누구야? 뻔히 살렸어 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오아파 아파 아파 태민이 이거 밟아야지 이거 밟아야지 어 밟아 밟아 어 뭐야 headshot 뭐야 걸렸다 오른쪽 나와보 하면 더 살린다 어디 어디 어디 살리 거야 아 어, 살리는 것도 기절인 것 같아 다시 기절인가? 아살렸 살렸다 nice. 끝인가 보네 아, nice. 하나 남았잖아 어딨어 이놈 아 <laughs> 이게 뭐야 와 아, 대단 이거 레인저 레인저 엄청 재밌다 이거 해봐봐 이거 수민이 해봤지 레인저